느낌이 갑자기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별로다 <laughs> 다음 치킨입니다 다음 치킨 짠! 사이가 다른데 요번 치킨은 양념치킨의 본자 처갓집과 그리고 하나는 페리카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네. 치킨 네. 열어볼게요 하나 둘 슈프림 양념치킨이고 페리카나는 클래식한 양념치킨이에요 저 슈프림 처음 먹어보거든요? 근데 이거 되게 추천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. 케찹 샐러드 오 맛있겠다 그걸, 케찹 샐러드 그걸 또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여덟 가지 치킨을 미리 주해놔가지고 치킨 냄새가 이거 완전 진동 했거든요 아, 뭐. 그 중에 가장 제 코를 자극한 게 이거였어요 슈프림 양념 한번 먹어봅시다 네, 이거 먹어볼게요 막 먹는 순간 막 눈물 흘리는 거 아니야? 추억 돋아서? 어. 베리 하나 치킨이 찾아왔습니다. 화면 알고 있어. 음. 음. 그거 있죠? 약간 그 달달한 그 양념 치킨 맛 있잖아요. 맞아. 맛있어. 페리카나 어? 지금 이게 거의 39년 정도 됐대요. 제 나이에 두 배를 사셨네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먹어볼까요? 네, 슈프림. 슈프림 아 처갓집 슈프림 양념치킨 먹어보겠습니다 네 빵. 기대돼 저도 기대돼요 제 추천을 많이 받은 치킨이에요 오 어때 어때요? 빵 맛있다 아까 냄새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기대치를 제가 올려놨는지 사실 맛은 약간 매운 것도 아니고 단 것도 아니고 약간 밍숭맹숭한 맛 이거 무슨 소스라고 하죠? 버무려진 게 오히려 매력을 전 떨어뜨리지 않았나 진짜 매우 마요네즈인가 봐요 빵! 어 그래서 아까 약간 그 샐러드 맛이 좀 났구나 페리카나 양념치킨은 어릴 때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서 사오셨던 그 치킨 맛 그 치킨 맛을 그냥 지금까지 쭉 유지해주고 계십니다 그 맛이 그립다 싶으면 한번 드셔보실만 한것 같고 페리카나 양념치킨은 김 한 장 반 그냥 알던 맛이고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되게 오랜만에 먹었는데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해가잖아요. 근데 정말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맛. 맞아 맞아. 네. 맞아 한별님 표현도 좀 맞다. 약간 먹자마자 아, 너무 고마워. 고마워.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그래서 왠지 페리카나가 브랜드가 없어지면 되게 섭섭할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었어요. 페리카나 김두 장. 처갓집 슈프림 양념치킨은 마이너스 한 장. 슈프림 이 하얀 드는 생각이 페리카나의 마요네즈를 뿌르면 비슷할 것 같지 않아요? 만약 이걸 먹고 싶으면 둘 중에 그냥 싼 거를 시키셔가지고 <laughs> 요게 마요네즈를 뿌려 드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저는 그래서 별로다 <laughs> 한 장 드릴게요 아, 다음 거 예고해주세요 4라운드 요번 메뉴는 티판 치킨 브랜드 두 개를 준비해봤고요 다단의 맥슐랭 그리고 프라닭 블랙 알리오 치킨입니다 어, 이거 다 반응이 좋으시네 어. 작업 김희님의 마리텔 출연 뭐 재미있게 봤어요. 감사합니다. 마리텔 아직까지도 마리텔 많이 기억하시고 제가 마스크를 썼는데도 눈만 봐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실제 인증을 하자면 같이 가다가 자꾸 사람들이 김희 작가 아니야? 김희 작가 아니야? 그러더니 오 어,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뭐 이래, 이래요 <laughs> 눈이 좀 강렬했나? 아, 마스크 하면서 하실 수 있냐고 잘 모르겠죠? <laughs> 아, 눈, 눈을 왜좋게 뜨는 거야 진짜? <laughs>